안녕하세요. 저는 위 한국임입니다. Yeah. 오늘은 이제 새해 맞이 연회장 네, 연회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어, 첫 번째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보자. 일단은 어, 복주머니 복주머니를 한번 그려봐요. 복주머니 그리고 소 이런 거 한번 또뭐우리 미끄럼는 그려주죠. 그렇죠. 한번 그려줍시다 일단 이걸 딱 해서 이제 리본을 딱 가져오면 주머니에 리본 들어가요? 아 당연하죠 완성! 여기다 소를 그려주시면 구멍을 그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느껴보셨습니다 이 콘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 근데 약간 귀여, 귀여울 것 같은데 와우 좋아요 좋아요 감각 있어 감각 있어 아 감각 있어 다 스타일리시하나 모이칸 스타일로 형도 좀센 센 그게 있어야 돼 색칠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색칠이랑 이제 뭐좀더 꾸미고 싶은 디테일을 약간 꾸며주셨으면 좋겠고 새 먹담 같네 그리고 배경도 조금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있으니까. 네, 완성된 연장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2021년 네 연화장 만들기. 네. 네. 근데 그 전 멤버들이 이미 이 초안들을 싹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오픈하는 순간 이 3분의 시간으로 저희가 이어서 이제 그림 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그렸을지 밑그림을 어떻게 그렸을지 저희도 한번 색칠 같은 만약 밑그림만 그렸으면 색칠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제일 중요한 건데 친구들이 참 잘해줬을 거라고 믿고 맞습니다. 한번 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왔다 는거 아니야? 전국이죠 아, 네, 네. 전국이 태영이에요 아, 아, 아 그럼 사실 뭐 그림에 또일각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하나 아. 둘셋 두둑 오케이. 자, 저희가 색칠하고 딱될 것 같네요. 복주머니 보통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없어요. 3분이에요. 빨간색. 자, 빨간색 크레파스로 색칠 좀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할까요, 형님? 제가 이쪽 크레파스로 색칠할게요. 제가 그러면 일단 리본부터. 오, 여기 소가 좀 되게 소가 전국이 스타일로 생겼네. 그래도 우리의 상징 보라색 아닙니까, 형님? 맞죠, 맞죠. 이거를 딱 그려줍니다, 형님.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남은 친구들이 멘트나 이런 거 써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저 위쪽 흰 소에 해를요 이게. 흰 소에 해야 그럼 싫어서 안 돼. 그거 미쳐 없어요. 그거 봐봐 일분 없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 찐! 아 찐! 네. 그래파스에 문제 있는데? 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약간 그 그거 같아요. 약간 어. 코리안 약간 느낌 다음 어디 칠할까? 요, 위에 위에 칠할 위에. 빨간색 여기. 어, 칠할 여기 오시라 여기. 여기 빨간색. 네. 잠시만 어떻게 여기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야 생각보다 크레파스 버튼 됐는데. 아 그러네. 야이 파란색이 뭐야 올라왔어. 오 약간 한국 감성이야 이거. 오 맛없어요 편은 뒤에 애들이 잘 알려주셨지 난 믿어 지 믿어? 네 믿지 믿지 믿지 와 끝났습니다 아, 아, 아, 아. 자 이제 뭐 알아서 해줄 거야 네, 잘 해주면 믿어 어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 네. 그래서 파란 색깔 애들 칠해주고 딱 해주면은 자 완벽해지죠 오케이 네,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어, 2021년 또 설날이 다가왔다는 게 네. 오늘도 실감이 되고요 다들 이거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네. 좋겠고 또 소외해잖아요 여러분들 소처럼 그냥 음. 뭐, 이런 좀 아니고 <laughs> 에너지 넘치게 우리 어, 한 해를 보내봅시다 오케이 재훈씨 우리는 술처럼 일합시다 어, 술처럼 일해야 돼요 네. 21년 굉장히 일해야 될 아, 많이 일해요 <laughs> 근데 근데 티를 잘 만들어줬다 아, 맞아 맞아 그런데 네. 아, 확실히 우리가 이제 풀그래서 난리 났죠 뭐 큰일 났지 내가 봤을 때손 이렇게 돌라면은 불만 그 <laughs> 이렇게 해놨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나야 네, 드디어 2021년 연합창의 마지막 네, 완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와 하나 둘셋 아. 뭐야? 제가 테두리를 자그렇나 스티커를 붙이지 뭐 형이 그림을 맡아주시고 예. 어, 이번에 흰소 해잖아 손음안 켜야겠네요 그래서 안 차면 돼 그래도 2022 이런 거하나 써야 되지 않나? 뭐야 뭐 스티커 아니야? 뭐 스티커 아니게? 응? 스티커 아니야? 난 아니다 싸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 이미? 색채 계속 그래도 새해 복, 형 어, 이런 거좀 뭐, 뭐 써주시죠 새해 복 새해 복만 알았다 아, 저도 빛깔 안다 아니 그럼 8산한 챕도 내가 색깔 어. 안 나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아, 30초밖에 안 남았다 야 5번 쓰자 그래도 신났습니다 여러분 아, 네. 아, 너무 잘했지? 한 보여주기죠 아형또 인싸 인싸 영어가 세공아 세공 엄청나죠? 세공은 어? 이게, 이게 줄임말이에요? 세공 많이 말했어요 엄청나죠 지금? 마무리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돼버렸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 네. 표정이 소 이거 100% 이거 김태희 그렸다 아 그래? 나 이거 정구가 네. 있을 거야 아 그래? 네. 그냥 네, 네, 나름 저희가 마무리를 하니까 네. 뭐가 있어 보이네 아 이제 연합장 같아요 정말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정말 소처럼 소만큼 네. 큰 곡을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지 않은 네, 큰 곡을 또 다같이 이제 또 네, 새해 복 많이 하면서 하나 둘셋 새해 복많 새해 복많 새해 복많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거의 기상학생 시켰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네, 장난 아니에요. 어, 깜짝 놀래요. 내가 네, 아, 테두리까지 만들고 어, 오케이 좋네요. 10초씩 아, 이제 마지막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분 10초 주시는 거네요. 네. 먼저 확인하나요? 한번 일단 오픈을 해볼까요? 자, 아. 오픈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뚜루! 아, 잘했는데? 아. 어, 잘했는데? 새로운 그림이 됐죠? 아, 이쁘네. 어. 아, 멋 멋있, 멋있습니다. 이제 정식부터 10초씩 네. 아, 뭔가 마지막 마무리. 아, 선택도 없는데. 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도 없는데요? 시작! 흰소향이 네. 때문에. 아, 흰소예요? 어, 흰소예요, 흰소예요. 어, 얼굴에 그물만 짰다. 한소가 돼버렸네. 7, 좋아요. 다음 제요. 뭐 하세요? 하나, 둘, 아,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모르겠다. 괜찮아. 아, 하트 조 해, 해, 해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늘 뭐야 저거 아, 네. 아니 나는 그러고 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무섭게 그려야지 이제 토끼가 날아간다. 어, 그런 큰 의미를 담은 평시의 느낌. 아, 소태야에서? 네. 그 얘기 할때 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아무래도 그냥 약간 소복소복이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소복소복 괜찮죠? 자, 이런 소복소복한 영화 저는 이렇게 전해드리고서 박수 한번 많이 받으면 한번 하고 아, 즐겨봐서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